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네네치킨에서 후라이드 닭다리를 사고 치토스를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붙여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하 ل ل ه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한 입으로 먹어볼게요. 한 입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